토토 야바 야자 이리 와 야바 야자 토토 토토 여기 앉아야지 여기 가셔야죠 야바이 방석에 앉아 시작하지 아니 시작 안 했어 여기 앉으세요 앉아야 시작하죠 앉아야 시작하죠 기다리세요 <laughs> 귀여워 따따 기념으로 가져왔지요. 야바이 하자 포토 야바이 하자 앉아 앉아야지 앉아 시작할 거야 앉아 옳지 포토 기다려 이거 맞춰야 돼 포토 포토 하이파이 옳지 자 여기 있어 포토 이거 맞춰줄 거야 옳지 nice 토토 자 보셨습니까? 냄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죠? 짠!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. 짜잔! 없습니다. 짜잔! 없습니다. 짜잔! 없습니다. 또 더! <laughs>